원료값이 어마어마하게 폭락됐었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예. 매입하고 첫해 음, 음, 마이너스. 음. 음. <laughs> 그리고 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. 음. 그래서 어, 이렇게 친환경을 하자. 남편하고 저하고 그냥 음. 막무가내로 네. 그걸 찾았어요. 지도하는 거기 연구소부터 이제 책 그다음 업체를 거의 그냥 막 무작위적으로 들이밀었잖아 어, 어, 어, <laughs> 그러다가 어. 어, 검색 중에 자담을 만났어요. 그니까 많은 많은 음. 친환경 업체도 있었는데 자담이 뭐가 달랐어요? 어, 저비용이라는 음. 것 음. 달랐고 음. 음. 맨몸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? 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담은 그 동영상부터 맨 처음부터 아 유기농 이렇게 하면 되구나 요러 요러 하면 되겠구나 그 방법들이 친절했고 아, 네, 그래. 그리고 조영상 불화에 넘어갔네